기자들이 지쳤다. 지치면 안 됩니다. 쏜다.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! 오! 둘 오케이 아싸 아 전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Okay.